감사합니다. 네,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아, 이번에 호했던 것 같은데? 오케이 마무리 어 운이 좋았다 오야 마무리 오야 꼬록꼬록 로 마무리 아 막 저거 초풍 나오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쿠나이츠인가요쿠나이츠 그죠? 아니 일반 사람이 이만승을 어, 언제 저걸 해 이만승을 어, 근데 갑자기 캐릭터가 너무 이뻐 때리기가 싫어졌어 그저 회의 끄고 마무리 어 뭐지? 아까 너무 그 이만석을 아 너무 많이 제가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아 내가 아까 너무 멘탈 멘탈 너무 많이 나갔었나봐요 게임에 집중이 안되네 이씨 아 그니까 벽금도 벽곰도 다 까먹었어 <laughs> 큰일 났어 어떡하지? 뭐야 이거? 뭡니까 이거? 왜 안해? 플스 배그, PC 배그. 자, 뭐야? 소스는 너무 사0인데 그냥 아무 때나 야, 이 걸렸어. 네? 오야 이게 풀려 왜? 마무리. 네, 킬러님과 배그할 때가 그립군요. <laughs> 우리 둘다 오지 못했는데. 지금 엄청 잘해요. 아이고 아파라 어 이건 뭐지 에대장 가서 기 모으시면 안되죠 아이고 아이고 그니까 러 아니 기 모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 아, 헌당한 겁니다 어 이언니 <laughs> 야 뭐야 저 아저씨 뭐야 저것만 해 아. 미쳤나봐 <laughs> 안돼 안 돼 안돼 어이 형님 어노노노노노 걸렸다 아싸 예! 마무리! <laughs> 마무리, 마무리. 네, 저는 오지게 못하지만 킬러님 안에서 베리니아한테 죽을 수 있는 도전. 오. 나는 원래, 원래 베린이잖아. 어, 카지아, 카지아 아들 예? 대찬. 오, 종이 불타. 이겨 아니? 오! <laughs> 저뭐 잡, 끝까지 잡을라 그래. 아, 안녕하세요. 미선형님 어서오세요. 오랜만에 방문하네요. 반갑습니다. 왜 이래? 어, 왜 봐줄라 그래? 왜? 어, 우리 미선이 형님, 반갑습니다. 하나, 미선이 누님이래. 미선님. 아! 반가워요. 짠! 뭐야? 뭐야 이거 장난친 거였어? 아니 난 그냥 계속 맞아주는 게 맞아주는 건줄 알았지 아 저 패드 패드에서 나는 소리였어 패드 마무리 저부 구르다 맞았어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 파이팅 넘치는 게임 그쵸 파이팅 넘치는 게임 지금까지 깜찍길래 철권 세븐이었습니다